터질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만 날지 처음 보는 세상은 너무 행복해서 슬펐지 우린 참 아픈 날개를 서로 숨기고 약속도 다짐도 없이 시간이 멈추기